리버사이드 시티는 다른 도시보다 괴물들이 많지만 먹을 것 역시 다른 도시보다 풍족하다. 때문에 리버사이드 시티 인근의 피난민들이 식량을 얻어가기 위해 이따금씩 텅 빈 도시를 찾아오곤 한다. 박사님, 응? 나 오렌지 주스 안 마셔도 될 것 같아. 이제 돌아가자. <laughs> 안 돼. 기껏 주스 가게 앞까지 왔는데 다시 돌아갈 순 없잖아. 가게 안에 있는 인간들이 나올 때까지만 기다려보자. 아, 그러다 들키면 어떡하려고? 쉿. 그래도 사람이랑 싸우는 게 괴물이랑 싸우는 것보단 쉬워. 이것이 보통이야. 약한 괴물들은 피난민들에게 살해당한다. 감염되지 않은 생존자들이 가진 감염된 인간에 대한 혐오감과 두려움의 표출. 그래서 피난민들이 도시에 올 때마다 박사님이 날 숨겨두고 신경을 곤두세우는 거겠지. 하지만 만약 이를 피난민들에게 들켰을 땐 박사님 본인마저도 위험해질 수 있어. 박사님은 그럼에도 날 보살피려 하고 있어. 본인은 멀쩡한 인간임에도 사람들과 맞서면서까지 날 지키려는 거야. 하지만 결국 박사님도 평범한 인간이야. 박사님도 마음 한구석에선 변이된 인간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지도 몰라. 과연 내게 그 모든 걸 제치고서 박사님한테 보살핌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을까? 박사님, 아무래도 나는... 사람들 나온다. <laughs> 우리도 이제 가자. <laughs>